얘네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나 봐 교황 우리 교황된 사람 있잖아. 어. 그때 여기 사, 살았었다고. 어. 4,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여기 살아서 그 학생한테 교대 인식 있어요. 아. 그.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들어가지 말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금지 입력 학교라고 써놨어? 이게 몬테소리 학교래잖아 사람들이 일로 다니니까 못 다니게 하려고 금지 나라래서 처음에 무슨 그 카인 부아시강에서 지나갈 수 없대잖아 일로 지나갈 수 없고 영어로 못 봤을 줄알어 근데 금지 입력 학교?